뭐 있어? 좋은 거? Hi, I just did it. 아. 이래? 여기서 영재 어디 갔어? 됐어? 영재야, 영진아. 아빠 나 지금 장난감 먹을 건데 아빠 이거 갖고 있어.